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음, 맛있 Mm-hmm. 나 이거 맛있어 음, 나먹 음, 아우 쉬어 음. 음. 음. 저기 뭐 있어? 응? 저기 뭐 있어? 여기는 음, 물은 그렇게 아니고 입에 넣으면 가득카닥거리게 해. 다시 해. 음, 뭘 다시 해? 그건 주작이잖아. <laughs> 뭘 다시 해? 먹는데 왜 주작을 해? 너 이빨 없어? 왜 씹는 소리가 안 나? 쩝쩝 소리 내면, 내면 죽여버린다고 누가 그랬어. 무서워. 응.